저는 지금 네. 제가 뭘 하고 있냐 사지럼냥 사연을 읽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댓글 남기려고 했는데 많은 아인이가 저를 너무 생각하는 나머지 네. 오이 소박이를 남겼더라고요 <laughs> 저는 쫀득이 남길래 했는데 또 러브 형이 지금 피부가 안 좋으니까 오이 팩까지 하는 거 어너 여기 뭐 묻었다 태워봐 그 나인씨 유정 유정 어디? 내가 여기 여기 오른, 왼쪽 셔츠 그 넥타이 같은 거 아, 한국 좋아하잖아요. <laughs> 오이소박이. 제 최애 음식이죠. 오이소박이. 오이소박이에 흰밥에 오이냉국. 그렇죠. 오이밥에. 오이밥에. 오이김밥. 야. 피카소로 돌아가는거 꽃등심 스테이크를 먹는 거 지금 <laughs> 팩트 체크 팩트, 팩트 체크 대금 부분입니까? 단장게장이랑 따신밥이랑 입에 뭐 묻을 일 없다는데 확실한 거예아 그전에 따신밥 여기 메뉴 올라왔어. 그 메뉴. 메뉴 있고요. 그 붕어빵 안 돼. 붕어빵은 배고파요. 붕어빵 먹읍시다. 붕어빵 안 되고 붕어 스 그냥 썰어가지고 바로 떡볶이. 넣어가지고 눈에 눈에 띄는 거 있어요? 눈에 띄네요. 이 친구가 아까 까불다가 나인한테 총을 맞았거든요. 여기 보시면 나, 인한테 총을 맞아가지고 까불어 쓰러져 있어요. 네, 지금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 쓰러져 있습니다. 지금.